앞머리가 완전 격리 앞머리네 오늘은 샌 안토니오에 갈 거예요 오빠도 먹어 샐러드라고 <laughs> 시켰는데 너무 살찌는 것 같이 보여서 <laughs> 아니야 이게 낫겠지 햄버거보다 잘 먹겠습니다 유디겸 어디? 저도 식빵 어 식빵 좋다 식빵도 귀여워 망고는 어때? 아. 망고 너무 외국 네임이야? I mean that'd be good but 짜잔 보일래나? 이 고구마가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튀긴 건데 거기에 약간 소금 얹어진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 음 난 고구마 사랑해. did you name your dog Donga? 뚱게? 귀여워. Amanda wants a name that sounds like Dubu. I 두부 told- 같은 거? Yeah, I told her like. You mean like you- Korean? Yeah, 두부? yeah. 우동. <laughs> 유부. I don't, I 유부. don't want Yubu. I I told her Yubu, but then I was like, don't do that because it's gonna confuse Yubu. Okay. 음. 우? You mean 우? mm. 우 in Korean like like 먹는 거 먹는 거 우유 Is 이름 할 수 있어? If you want This dog name Puppy's name 우유 국악 우부 빠빠빠빠빠빠빠빠 연주하나 보다 어 저기서 연주해 아저씨가 연주하는데? 운전하고 있어 안녕 잠깐만 사과 어디야? 사과 없는데? 사과한 거야 이거? 사과로? 어. 어 근데 그건 좀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어딘가 있어 근 <gasps> chocolate beans, cookie maybe? 아직도 없고 뭐 싶지 I'm looking right now maybe cookie or <laughs> 다이어트 안할 거야. 왜? 이거 너무 맛다나 저거 먹고 싶었어. 아, 나도 한 개. 너 저거 먹을래? 우리 이거 먹을까? 음. 음. 나는 저 저거 저 레드벨벳 한 개랑 Yeah. 아, 오리오 박. 오리오 오리오 박.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무슨 벽돌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너무 예쁘네 <laughs> 다 맛있겠다 나 왜 이렇게 돼지같이 나 걷, 걷기 전에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해하니까 그래서 나 먹기가 힘들어 Really? 너무 나 Keep it and later e t 오바 웨딩 케이크 진짜 부드럽고 웨딩 케이크 맛이에요 바닐라랑 치즈케이크 갑자기 <gasps> 귀여워 맛있어요? <laughs> You're so sweet or too sweet? Too sweet <laughs> 이번에 이거 먹어볼게 원래 컵케이크 사러 왔 컵케이크 먹으려 했는데 컵케이크 다 팔려서 없어가지고 이게 초점을 안 맞아 이렇게 맞는다? 아, 안 맞네? 음 너무 달아 <laughs> 너무 달아 음 어우 너무 달아 너무 달죠? 이거 좀 달다 이거 이것도 달지 않아? 트러플 같이 양말 What do you want? 난 이거 맛있다 Mustard single Did you find it? No I can get you a cigar if you want I want to get some like You want a cigar? No, no alcohol Cigar? 아, 아니? 담배? 아니 담배는 안할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어? 다 좋아 오빠 먹고 싶으면 먹자 우리는 나는 오늘 레모네이드 먹을 거야 어 완두콩 있네? Thank you. I like it. Like it like that.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 나 먹고 싶어 빨리. 이거 영어로 뭐지? 완두콩. 영어로. I don't know. Green bean? No, this ain't green. 뭐야? These are peas. Branch of the circle. 빨리 가야 돼. 아 그래? 왜? Thank you. 몰랐어 나 찍느라. 맛있지? 응. 음. 연어랑 참치 넣은 poke? 포케 라이스요 주문 받으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해서 좀 눈치가 보이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안녕, 브리또 It's not salty? No. 맨날 먹는다. 이, 여기 너무 이쁘다. 그죠. 파킹 너무 짧은. 아, 파킹하기 너무 힘들지. 우리는 지금 오스틴이에요. 예! Yeah! 아, 여기 예쁘다. this is six weeks. So now I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what? 여기 너무 예쁘다. Hair so pretty. 너무 예쁘다. You've been here before? Yeah, but it's not here. Not here. 어 이거 귀엽다. 부두 도넛. 여기서는 오스틴에서 유명하다는 도넛이죠? What's that? Donut tree? 어 진짜 맛있겠다. Oh my god. <laughs> Can I get a mango cake? 칼 빠진 것 같잖아. Yeah, no problem, man. Anything you want to say? Appreciate it. 또뭐 했어요? 커피 아 도넛이랑 커피 마시면 좋아 맞아 She's g 1225, right? No w t more n 어떤거 먹을래? <gasps> 너무 귀여워. Can I take a picture? 어, 이거도 먹어. 어. 아, 너무 예쁘다. 대박. 잠깐만. 잠깐만. 엄청 크지? 대박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음 엄청날 것 같은데? 음와 진짜 달아 <laughs> 음 엄청 달아 아 이거 진짜 달아 아 이거 엄청 달아요 거의 뭐 2천장 다 까져 이것 때문에 아 신경치료 생각나는 맛인데?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어! 어! 저거 입 아플 거야 조심해 응 조거 앞에 사진 찍을까? 응 내가 찍어줄게 응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핑박스 we, w i l l be there. <laughs> Just tell me when. 이거 어디지? 없나? 또 있어? 여기 진짜 예쁘게 먹고 있어 봐봐 먹고 있어 어디? 어디? 어 다람쥐 밥 먹는 현장 빠라밤 맛있게 먹어 왜? How? They installed them, I guess. It's definitely a real tree. 여기 봐 이쁘다 이뻐 우리는 이거 했죠 주문 신맛이 나는 맥주 You know, but it's like a specialty shaped oh. Ego, Ego is like the best type of 맥주 glass. 짠! For tasting. 햄버거 먹어 또 햄버거. 나는 감튀. 육이야 먹으먹어야 돼. 감튀 먼저 먹어야지 이거 먹었나? 어 먹어 보통 the only other language people know is Spanish. 한국인 안 오니까? 나는 한국인이 아저씨. 반가워. I mean 가끔 like 독일어 or 프랑스어. 그러니까 보통 에스파노만 해.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얘 뭐야? 왜? I didn't. I did.